사람이 늘 알아서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다. 평생 내 마음을 데리고 살 사람은 나다.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은 항상 나의 말 한마디, 나의 관심을 기다릴 것이다.